안녕하세요 단호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저희가 세모다 레시피가 있잖아요 음, 좀 건강함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속세의 맛이 2% 정도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예 사랑받는 그런 음식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레시피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속세의 그 음식과 맛이 정말 똑같이 건강하게 구현해낼 수 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고른 음식은 뭐냐면 따란 이삭 토스트인데 이 이삭 토스트를 건강한 버전으로 세모다 버전으로 맛이 진짜 똑같을지 저희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, 일단은 이삭 토스트 맛이 도대체 어떤지 알아야 제가 맛을 구현을 할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한 입만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잖아 음, 여러분 소스가 핵심인데 일단 버터 맛, 키위, 키위 소스가 핵심인데 꿀을 바르시는 것 같아 내생각엔 그래서 꿀을 넣어봐야 될 것 같고 계란 다각형 계란 안에 옥수수 콘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즈 그리고 햄 지금 이건 햄치즈 토스트라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 마요네즈 같은 얘네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파악 완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키위를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이게 원래 시판되는 달달한 키위 소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사갖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희는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스부터 뭘 넣을 거냐면 이 키위, 비건 마요네즈, 레몬즙, 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저희는 믹서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으깨서 다질 수 있을 정도까지로 다져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담은 다음에 수저로 좀 으깨줄게요 얘네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믹서기 쓰세요 이쯤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마요네즈 도전 마요네즈 오 마요네즈 이거는 참고로 비건 마요네즈예요 비건 마요네즈 약간 키위 요거트 같아졌다 색깔이 꿀을 한 스푼 이거 참고로 밤꿀 건강한 꿀이에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이쯤에서 다르게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일반꿀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향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반꿀밖에 없거든요 레몬즙으로 조금 잡아볼게요 이만큼? 이렇게 <laughs> 재밌어 음 향은 좋은데? 어, 밤꿀 친구가 엄청나게 센 친구네 좀만 더 넣을까? 맛이 안 나요 여러분? <laughs>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만 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단뿌이 향이 너무 강하거든요? 잠깐만요 저희는 이런 게 있어요 스테비아 얘를 좀 넣어볼게요 꿀 대신에 조금 맛있어져라 오 제발 제발 오좀 어,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음 집에 나는 스테비아가 없다 이런 분들은 밤꿀 말고 그냥 일반 꿀을 쓰세요 그러면 꿀로 달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빵을 구워볼 건데 버터를 써야 돼요 일단은 최소한 무염 버터를 골랐고 최대한 조금 염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근데 버터 자체가 사실 이것 때문에 살쪄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건강한 성분의 버터를 또 고르면 건강한 지방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이는 말고 좀 적당히 잘라가지고 닦아 놓고 부족할게요 팬에 기름칠을 해줘요 얘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예감이 드네 이거 아까 제가 썰었던 거에 한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빵을 줄게요 그거 아시죠? 그이사토스트 구우실 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착착 착착 이렇게 하시는 거 어, 뜨거 뭐. 빵은 이거는 통밀빵을 사용했어요 버터를 계속 추가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계란도 그대로 굽고 팬까지 그대로 굽도록 할게요 버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빵을 붓어요 여기에 또 옥수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옥수수를 스위트콘 쓰셔도 되는데 그거에 되게 당분이나 염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일반 이 옥수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솔직히 이것만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지 않아요? 이제 계란을 구워볼게요. 계란이 너무 익기 전에 빠르게 네모로 네모 네모 네모 옳지 네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여기 담어 뒤집어 볼게요 아! yes 너무 잘한 것 같은데? 햄은 고를 때 고기 함량이 높은 친구들을 조금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원래 한 장인데 소세지 많으면 맛있잖아요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빵을 다시 올려요 다시 올려 자 이렇게 소스를 올려 빵 끝에 여기에도 골고루 붙여야 되는 거 알죠? 여기 없으면 서운하잖아요? 그다음에 얘가 따뜻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치즈를 올리는 거예요 이 치즈도 이건 지금 가공 치즈인데 자연 치즈를 생 치즈를 쓰면 조금 더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최대한 지금 맛을 좀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치즈 한장 이데 치즈가 녹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저는 빵꾸틀이 맛 없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요. 아 대박 이건 무조건 맛있어 다음에 얘로 덮어요 큰거 아니야 좀 그래 보일 뿐이야 큰거 아니야 이걸 통째로 켜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한 번더 오케이 큰거 아니야 그래 보일 뿐이야 짜라란 와 대박 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제 이삭 토스트랑 맛이 진짜로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삭토스트 비주얼 <laughs> 달라 비주얼은 100%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식빵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부터가 다르고 안을 비교해보자면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? <laughs> 중요한 맛이 어떤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맛있어 확실히 달긴 달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것도 이삭 토스트 따라한 거니까 봉지에 넣어서 기분을 좀 내볼게요 냄새가 완전 다른데? 조금 떨린다 먹을게요 음. 완전 다른데? 어떡하지?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내가 재료를 직접 골라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뭐가 들어갔는지 알고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모다 레시피 이삭 토스트 편을 해봤는데 이번 편의 맛 싱크로율은 70% 왜냐면 그 나머지 30%는 소스가 조금 너무 셨어요 그래서 레몬즙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조금 더 달달하게 소스를 만들면 훨씬 더 똑같은 맛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세 음식 있잖아요. 뭐 엽떡도 있을 거고, 뭐 지코바 치킨도 있을 거고, 프링클도 있을 거고 되게 많잖아요. 나의 원하는 속세 음식을 막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픽해서 저희가 다음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